안녕하세요. 김소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증상별 요가 중에서 목이 일자형인 분들을 위한 요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어, 하기 위해서는 어, 그 전에 등과 어깨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하시고 나서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등 어깨의 긴장감을 풀어주지만 심리적인 긴장을 많이 풀어주신 다음에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먼저 양손을 무릎에 잘 놓으시고요. 호흡을 먼저 깊게 하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숨을 다시 깊게 들어 마시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이완하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길게 숨 들어 마시고 더 많이 숨내셔 줍니다. 이번엔 어깨와 함께 한번 해볼까요? 들어마시면 어깨선을 귀까지 부드럽게 끌고 올라오셔서 숨 내쉴 때 어깨를 크게 뒤로 견갑골을 모아주면서 끌어내려 주시고 다시 한번 들어마실까요 어깨선 더 깊게 위까지 숨 내쉬면서 뒤로 견갑골 모아서 내려놓는다. 다시 한번 들어마시세요 천천히. 숨 내쉬면서 어깨를 뒤로 크게 회전하셔서 내려놓습니다. 먼저 가볍게 어깨를 풀어주신 다음에 허리를 곧게 피세요. 숨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쉴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보내주십니다. 이때 턱선이 어깨에 가까이 가지만 붙어있지는 않아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시고 반대 왼쪽 어깨가 딸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가슴은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천천히 제자리에 돌아오시고 숨 다시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왼쪽으로 천천히 보내주세요. 좌우를 하시면서 잘 안 되는 방향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쪽을 더 집중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서히 제자리에 돌아오십니다. 이제 좌우의 균형을 충분히 맞추셨다면 앞뒤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세를 약간 이동할 테니까 측면 자세를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렇게 저처럼 머리선부터 꼬리뼈선까지 바른 선상으로 하신 상태에서요. 양손으로 턱을 이렇게 받쳐보세요. 그리고 허리를 곧게 바로 위로 세워주십니다. 숨을 부드럽게 들어 마시면 허리를 더 길게 올리고 숨을 내쉴 때 안목선을 천천히 위로 끌어올려준다 생각하세요. 더 길게 올리세요. 허리가 더 끌어올려지고 등 근육이 더 부드러워지셔야 안목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턱이 천장을 향할 수 있도록 자연호흡을 하시면서 깊은 숨 쉬세요. 과도하게 뒤로 넘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목선 늘리십니다. 천천히 턱선 받치면서 허리선을 펴고 등쪽 뒷목을 늘려주는 것처럼 덕선 제자리에 돌아오세요. 양손을 다시 깍지를 끼셔서 머리 뒤쪽에 놓을까요? 허리를 바르게 위로 세워주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뒷목을 등줄기에서부터 끌어잡아 올린다 생각하시고 턱선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때 등을 너무 굽어 있거나 허리가 굽어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충분히 허리 펴주셔야 됩니다. 지그시 팔꿈치까지 모아주실까요? 더 깊게 뒷목부터 척추 아래까지 자극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등과 어깨 근육이 충분히 펴짐을 느끼십니다. 호흡하세요. 그대로 숨을 들어 마실 때 아래 허리부터 세우는 느낌 여러분의 등 쪽, 여러분의 가슴 정면을 향하시면서 앞을 보세요. 이번엔 다시 들어 마시면 허리를 끌어 위로 올려서 숨 내쉬며 가슴 흉가 끌어올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천장을 향하세요. 호흡합니다. 처음엔 조금 힘드시겠지만 무조건 제끼려고 하지 마시고 아래 기반이 되는 골반부터 그 힘을 받아 허리를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펼칠 수 있도록 하세요. 좀 더 섬세하게 겨드랑이 등쪽 더 많이 오픈시키십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숨 들어 마시면서 서서히 끌어올려 주십니다. 호흡하세요. 손을 풀어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또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충분히 좌우와 앞뒤의 균형을 했다면 측면에 아주 구체적인 목 측면 균형 잡는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왼손은 무릎에 놓고 오른손을 귀 옆에 놓으세요. 허리를 또 한번 세우십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어깨선 낮추시고요. 옆선 늘리세요. 이때 과도하게 턱을 숙이거나 혹은 턱을 이렇게 들지 않도록 말 그대로 측면선만 늘려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허리가 세워지고 몸이 따라가지 않아요. 서서히 들어 마시면서 제자리에 돌아오세요. 손을 바꿔볼까요? 귀 옆에 숨 들어 마십니다. 숨 내쉬세요. 다시 한번 지그시더 호흡을 길게 하십니다. 어깨선 충분히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올라오고 숨 내쉬며 내리세요. 지금 하는 동작과 조금 더 세분화된 동작을 연속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귀 옆. 숨 들어 마시세요. 내쉴 때 천천히 옆으로 본인의 어깨선을 살짝 더 낮춘 상태에서 그 상태 약간 턱선을 오른쪽 어깨 쪽으로 돌려볼까요? 손도 약간 띄어서 비표 사선 쪽 그리고 뒷목이 늘려서 사선 쪽으로 지그시 위에서 아로 천천히 늘려주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느끼지 못하고 잘 쓰지 않는 근육입니다. 목 뒷면 측면선 사선 측면을 지긋하게 늘려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숨 내쉬면서 내리세요. 다시 이번에도 왼쪽 손 귀엽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옆 측면서 늘려주십니다. 지그시. 충분히 이완된 느낌이 든다면 그 상태에서 턱선이 왼 어깨선까지 가시고 손 뒷면 사선 쪽 위에 사리로 지그시 내리실까요? 어깨 딸려가지 마시고요. 호흡하세요. 그대로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숨 내쉬면 내리세요. 음. 이번에는 지금까지 하셨던 동작을 다 종합해서 풀어줄 수 있는 원 그리는 동작입니다. 허리를 곧게 피셔서 숨 들어 마시면 턱선을 살짝 갖고 오세요. 뒷목이 늘려지시는 느낌 숨 내쉬면 오른쪽부터 돌릴게요. 오른 어깨를 훑어서 뒤쪽 보낼 때 뒤등 쪽이 뒷머리를 받쳐주는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훑으셔야 됩니다. 본인의 어깨가 왼 어깨까지 살짝 앞으로 숙일 때 꼼꼼하게 더 깊게 뒷목 늘려주는 느낌으로 하세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뒤쪽으로 크게 훑어주시고 다시 왼쪽 앞으로 깊게 숙여주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어깨 긴장하지 마세요. 숨을 좀 가다듬은 다음에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반대쪽 왼쪽부터 뒤로 크게 훑듯이 등을 좀 부드럽게 녹여주세요. 어깨선 앞으로 충분히 숙여주시고 다시 한번 왼쪽 뒤로 크게 깊숙이 앞쪽으로 천천히 네, 잠시 그대로 계세요. 호흡한다. 그대로 숨을 들어 마시면 아래 허리부터 여러분의 상체선, 머리선 천천히 잠시 눈을 감으시고 지금까지 했던 동작의 에너지 순환감을 느껴주십니다. 숨을 부드럽게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며 눈을 떠주세요.